저거 네. 어, 아! 아. 어, 한번 짜줘. 한번 짜줘. 이 폰에 비밀번호 야! 어, 지민한테 한번 짜줘. 아, 네, 안 돼, 안 돼. 탄, 지금 탄스가 없어, 탄스. 탄스가 시작이거 저기 뭐야? 이거 이제 좀좀 더 이제 좋은 걸로 나와야 돼지 <laughs> 이거 약간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아 이거 이거 잡는 잡는 게딱 있네. 이거 이거 이, 손보여주이 촉이 뭐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잡고 쏘는 거. 뭐 때문에 안 되는 그 건가? 그뭐뭐 개틀린 뭐, 거. 이 개틀린 거네요. 멋인 거 멋인 거. 개틀린 아. 뭐 거. 야! 왜안 <laughs> 돼? 죄송합니다. 부산한 거 같은데. <laughs> 메모리 없는 거 아니야? 이거 실수로 지우다가 잘, 잘 나온 거 전부 다 그래 야 이거 화보컷 아니에요? 이거 광고컷인데? 누구야? 내 처음 소리 썼는데